아. 그러니까 플라스틱 하면 안 돼. 아, 공유. 어, 부 뭐해? 나 뭐해? 오, 오치긴 썼어. 진 가져와. 아. 아. 아. 작아가지고 안돼 작아가지고 <laughs> 이거 뭐야 와 넣었다 아 이거 원래 한 번 넣으면 구할 수 있는 거야 와 이게 내 거라니까 그런 있어 저희는 지금 이렇게 제가 위치를 정했습니다. 이런 룰은 또 어떻게 아는지. 이 예, 다음 줘요. 아니 나도 아까 안 했잖아. 그냥 우리는 그 룰로. 오케이 이제부터. 오케이 이제부터 한번 넣으면 또 하는 거. 누나는 안 들어가. 내가. 오. 전제는. 뭐야 이거 근데 아무것도 넣는 건 상관없는 거면 그냥 이거 한 번에 그냥 세 개 다 넣을 수 있는 <laughs> 어 이거 이거 한번 되면 미스 아니 미스 아니야 이거 원래 안 되는 거야 준비까지 준비까지 이제 다음부터 없다 어? 에이. 아, 예. 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오케이 하나 넣고 아니야 뒤쪽 아아와 이걸 못나 오케이 오케이 아 실수했어 <laughs> 작아요 어 아니 아니 다시 들어가서 방아 이거 야, 오, 야. 아니 안 해도 안 해도 안 넘어갔어요 아어 같이 들어갔어 이거 내가 라운드 내가 그때 이거 세 개 한 번에 넣을 거야 처음부터 아니 같이 내려 어 심지어 안 들어갔어 오. 케이나 들어갔네. 자, 이거 이거 사실 이때 어 이거 들어갔어 내 거. 8? 아니. 오 그, 러면 색깔 색깔. 색깔은 나지 나지. 너무 짧 짧아 아뭐 건드렸어 건드렸어. 아! 모를 줄 알았는데. 건드리면 내가 맘대로. 아 그렇네. 오케이. 아나무데 넣을 수 있어 맞아 아, 이거 한... 와 이거 어렵네 오. 아, 이게 파란색 그게 없다. 오. 아. 어. 이거 못 넣으면은 <laughs> 내가 살살 살살. 선우랑 니키 전쟁할게. 오케이. 네. 컷. 오케이. 5번도 받을게. 오케이, 5번. 아. 오케이, 오케이. 아까는 뭐 오른도 이런 거 한다니 안 한다니. 야, 아, 너무 재밌다 이거. 또 하나 사자. 자. 이렇게 내가 아, 딱 표적으로 이게 딱 이걸로 3번 쳐가지고 3번이 5번 딱 옆에 비스듬히 쳐가지고 넣게 오케이 절대 어? 일단 어. 하얀색 누르 그러다 검정색 검정 이거 넣으면은 제가내 동생 하 거니까 밀어야 돼 오! 오! 야너 동생이 뭐가? 내가 아왜 내가 동생이야 너랑 하고 있는데 야 봤어 봤어 봤어? <laughs> 뭐 방금 전에 야 진짜 대박이다 이거 내가 딱 이거 해가지고 절대 기- 뭐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나 솔직히 너라서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대박이었어 어떻게 해결해야 될거같 여기 오케이 오 아. 아. 그러면은 딱 이거 쳐가지고 너무 어려운 좀더안 아, 아, 여기 안 바깥쪽으로 들어야 돼 아니 반대쪽 아니 아니 반대쪽 완전 비싸게 줘야 돼 세게 됐어 어. <laughs> 반대쪽으로 보내야 했는데 잘 막아 아니 안 되실 것 같고 아! 어 나이스 다들 본건 있어가지고 어제 주워본 거 있어가지고 굳이 좀 폼. 아니 이거 너무 길어 아니 너 터치했어 방금 뭐야 이거 내가 한 게는 오지한 거야 굳이 그거 그렇게 해야 돼? 그렇게 해야 돼?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! 넣네? 안돼! 아니 우식 아, 따라잡고 있어 오 여유 예, 별거 같지도 않은 거 있는데 <laughs> 뭔가 별거인 것처럼 오케이 예. 뚜리쿠시 예, 여기 가서 이렇게 해가지 예. 여기다 두번 뚜리쿠시 <laughs> 이거 알파고냐 아 이게 그게 없어? 야 내가 딱 아, 그러이런 오케이 아 어려워 오 그것도 알아요? 그것도 알아요? 아아 건드렸다 아, 하늘을 와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. 안돼. 오! 오! <laughs>